어, 얼리언 오브 리비도 안녕! 아, 파이팅 할까? 오케이. 얼리언 오브 리비도 파이팅! 아. 아, 일단 리허설, 첫 번째 리허설 때 네, 네. 딱 뽑았어요. 근데 줄자안 잡힌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어이구 큰일 났다. 급하게 딱 잡아서 별로 못 뽑았어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래서 <laughs> 나연 목을 거의 쫄랐죠. 일단 리허설 네. 때는 제가 거의 어 기절까지 본방 <laughs> 왜 그러셨어요? 본방 때는 줄 꽤 길게 뽑았는데? 자기야 예. 조심해줘. 미안합니다. 두 번째 자기. 아. 버런 자기. 오늘 두 번째 마리오 사건이 또 나올 뻔했다는 소리. 아, 제가 또 이제 무대 직전에 음. 예. 이제 여기 좀 제스처를 좀 더 여유 있게 다른 걸로 바꿔봐도 되겠다라고 예. 하셔가지고 이너를 음. 이거를 이제 네네. 네. 제가 밀 밀이랑 같이 바꿔야 돼가지고 사실 좁아요. 그래서 거의 제대로 못 하고 봤는데. 네. 머릿속에 대 너, 더 원해 너, 너를 못 뭐 믿고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네. 했단 말이죠 택만 올라가서 네. 딱 여기까지 잘 했어요 네. 너를 했는데 갑자기 어? 어? 하다가 이렇게 어. 서서 한 거예요 앉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앉았어야 되는데 안 앉았어요. 아 그때 뭔가 노래 박자가 이상해지는 듯한 느낌 들지 않던가요? 아 엄청 많이 들었 제가 그거 알죠. 그래가지고 다른 멤버들이 안, 앉아가지고 네. 클락 클락 클락 하면서 네. 자연스레 그냥 레베 네, 네, 이렇게 하면서 앉았는데 <laughs> 네. 다행히 여기가 제 파트기도 하고 어. 카메라가 잘 잡, 잡아주셔가지고 네. 다행이에요. 카메라 네. 하지만 티가 안 났습니다. 티 안 나서 멋있으면 됐죠. 다행이에요. 계속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한번 계속 하면 기대하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